And they took the only thing Papa! he would kill for. If you want your kid back, then you gotta cooperate. Now, somewhere, somehow, someone's gonna pay. Arnold Schwarzenegger, Commando. Let's party. 너는 나를 지킨다고 약속했었지? 그 그래 대령 살려줘. 거짓말이야. 아! 왜요? 열가 봐. 팔을 내려! 팔을 없대! 이쪽으로 와서 확인해보지 그래 특별하 해주고 예리야여 모두를 내리는 건없때 예전을 생각해서 한 발로 인간을 깨뜨렸어 베네토 아이는 놔죠 목적은 나지 않나 종 같은 건 버리고 덤벼봐라 베네토 이 칼로 날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겠지? 즐거움을 망치고 싶진 않겠지 덤벼봐라 베넷 음, 저 죽여주마 누가 내눈 따위 에 건들 줄 알고 아이는 필요 없어 꼬맹이 필요 없어 종교 필요 없어 누가 누가 내눈 같은 거 건들 줄 알아 아! 이 새끼 개작살을 내지마 네가 또 있겠 또 있겠냐고 불안을 들어주마